안 털던데 가톨릭 <laughs> 서울 성모병원 엄마 다시 해줘 안 출발. 보여. 출발 başlamadı mı? 看过吗？ 얘기면 짭짤한 거 없나? 음, 먹어보자. 여기 가서 먹고 필요하세요? 네, 아이스, 아, 메리카노 따뜻한 아메리카노? 다잘라드려안 겉하는 완전히 잘라드리고 위에는 겉에만 살짝 잘라드릴게 한번 하실까요? 한번 건강합니다. 대면 한번 해드릴까요? 계산하고 약 타고 또 그래도 다 기다려야 되는 시간들이 맛있겠다 잡아서안 떨어진다 어? 이거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떡이 맛있어요. 그럼 떡을 안 가져왔네. 너무 맛있다. 안버터. 음. 오늘 오늘 화요일 날 화요일은 오, 오 일찍 일찍 버튼 이거랑 같이 먹어야 맛있어. 오 과자에 맛있다. Why would you look outside yourself when you had all is a sun, and it shines as it opens. Where your heart is a sun, and it shines. Yeah, your heart is the sun, and it shines as it opens. your heart. He's the sun, and it shines. Cause it open. Ill bones are the earth, and they sing with the mountains. Well, your bones are the earth, and they sing with the mountain. Ill bones are the earth, and they sing with the mountains. Well, your bones are the earth, and they sing. outside yourself when you have all of the world inside. Why would you look outside yourself when you have all of the world you say, inside? Why would you look outside yourself when you